Hi guys, I am Prettyman. Today's menu 여러가지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. 맥눔, 구구, 디코, 맥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맥눔 so delicious. 음. 맛있어요. 카메라 사는데 카메라 그 선정하다가 선정 아니고 선정? 선정하다가 아이스크림들이 녹았어요. Hmm? 완전히 녹아버렸어요. classic Magnum guard. Wow, it's amazing. Best amazing. Amazing. Thank you for the delicious meal. Subscribe and like. Thank you.